뭔가 버려진 미러볼 같다. <laughs> 버려진 미러볼. 습히 우는 미러볼. 진짜 작아 보인다. 음. 엄청 작은 사람이다 지금. 일어나면 얼마나 커질까? 콩벌레 아닌 콩벌레. <laughs> <laughs> 버려진 미라클을 아 힘들으세요? 어나 아, 허리가 너무 아파 아 침대 가서 쭉 뻗어 있고 싶다 쭉 뻗은 왕꿈틀 왕 맞다 와 엄청 커지 <laughs> 유 사진 예, 찍어줘.